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2월 18일이고요. 어, 오랜만에 저의 근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지금 근연상은안 올린 지한 두 달, 두 달, 세 달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동안 저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. 아이유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방콕 여행 갈 때까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시계도 같이 조절을 했었어요. 그때 제가 찍었던 몸무게가 48.5 그리고 나서 48, 49로 왔다 갔다 했던 몸이었고요. 방콕을 10월 30일 날 여행을 가서 11월 6일 정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. 그 뒤로부터는 운동도 전혀 안 하고요. 식이도 절대 조절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양껏 먹고 다이어트 식단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몸무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은 몸무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? 버터 안녕? 자, 일단 제 몸무게를 보여드릴 건데요. 0.1g에도 빠질 수 있게 양말을 벗고 쟤네 난리 났네. 자, 몸무게를 찍을게요. 몸무게는 생각보다 양호해요. 50.5kg. 몸무게는 생각보다 야무한 것 같아요. 그동안 한 달 정도, 한 달 반 정도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시기도 전혀 안 한 상태에 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몸무게의 변화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몸을 보시면 왜 운동이 중요한지, 왜 시기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.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두근 제 몸의 라인을 보여드릴 텐데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두둔둔. 일단 저희 하체. 뭐 하체까지는 보여드리는데 하체 두둔둔둔둔 짠 이런 식으로 몸이 완전 무너졌어요. 보이세요? 뱃살 뱃살 아무리 힘줘도 그 라인이 하나도 없고 특히 여기 튜브살이 많이 쪘어요. 튜브살 이만큼 접히죠? 이만큼 접히고 이만큼 접히고 미쳤어 너무 미쳤어 진짜 얘들아 조용히 해 아무리 몸을 이쁘게 만들려고 해도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신경을 하고만 와우 정말 쪘다 몸이 엄청나게 쪘네요 심각하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쪘죠? 이제 이거를 <laughs>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뭐 운동은 저는 딱 어, 기분만 할 거예요. 제가 늘 하던 크런치, 복근 운동, 복근 운동은 크런치 위주로 위주로 할 거고요. 하체 운동은 똑같이 스쿼트를 할 예정이고 뭐 이거는 운동하면은 빠질 거예요. 근데 확실히 운동하고 안 하고가 따라서 몸의 라인이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. 몸무게는 솔직히 누가 봐도 보통 날씨는 이 정도잖아요. 근데 몸의 라인을 보면은 제가 그때 예전에 가졌던 50.kg일 때의 몸의 라인과 지금의 라인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. 쫙 장난 아니다. 잉네 그러면은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복근 운동 위주 복근 운동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려 다 오고 자 복근 운 나와 씨 아우 야 I'll Senhor.